Thank you. 거기 핥으면은 아 그거 없어 아이 페퍼 이리 뒤집어졌다 Nope. 기다려 아빠 기다려 기다려 브랜디 이거 무서워서 이거 무서워요 브랜디 이거 무서워? 어 무서워 우리 애기 알았어 안 할게 재밌어 너 로봇 너무 힘들어하는데? 로봇 너무 힘들어하는데요?